안녕하세요 달콤한 복숭아빛 방송 신비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더의 정석 3편 공격의 순서입니다 무더의 정석 2편이 나오고 무려 8개월 만입니다 음, 게다가 실은 3편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주제인 지속피해가 아닌 다른 주제로 만들게 되었네요 자 그럼 다시 이번 영상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격 순서 메커니즘에 관하여 알아볼 건데요 용병들의 스킬을 보시면 이와 같이 특히 발동 순서가 일반 공격 전이니 일반 공격 후이니 써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투장에서 분명 본인의 캐릭터가 공격하고 상대방과 동시에 사망했는데 패배를 한 경험 해본 적 없나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브더의 정석 3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브더에는 일명 평타라고 할 수 있는 용병이 공격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일반 공격 그리고 캐릭터마다 달리 가지고 있는 스킬 공격이 있습니다. 스킬 공격의 경우 이와 같이 스킬이 적용되는 시점이 써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공격 전, 후와 전투 시작 전으로 나누어집니다. 스킬 적용 순서에 따라 추가 피해나 디버프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투 시작 전, 전투가 시작되면서 바로 적용되는 스킬 일반 공격 전, 일반 공격을 하기 전에 미리 적용되는 스킬 일반 공격 후, 일반 공격을 한 후에 적용되는 스킬 그리고 이러한 스킬 공격의 경우 태생 몇 성이냐에 따라 스킬의 개수는 다르지만 스킬 창의 좌측부터 우측 순서로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 공격 전 스킬부터 일반 공격 그리고 일반 공격 후 스킬까지 공격 순서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선 일반 공격 전까지입니다. 자, 처음 자신의 턴이 되면 용병 유형 및 상태에 따라 공격, 지원 또는 캐스팅을 할지 행동 불가로 행동을 못하게 될지가 결정되어 진행되는데요. 기절, 빙결 등 행동 불가 상태라면 여기서 끝! 또는 지원형인 경우에는 이 순서에서 용병을 지원하고 끝이 되겠죠. 다음으로 공격이 결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일반 공격의 피해량을 미리 계산합니다. 첫 번째 일반 공격의 공격력을 결정하고 두 번째 일반 공격의 치명 확률과 치명 피해를 결정합니다. 이때의 계산은 브더의 정석 1편 치명타 공격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 공격 전에 발동하는 스킬이 있다면 이 시점에 발동합니다. 이때 이로운 효과가 먼저 적용된 후 해로운 효과가 적용되는데요. 그리고 일반 공격 전 발동되는 스킬은 스쳐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 공격전 스킬이 끝난 다음에는 일반 공격을 받는 대상의 민첩성, 방어력, 보호막, 받는 피해량 증가, 받는 피해량 감소에 따라 일반 공격 피해량을 다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적이 피해 반사를 보유한 대상인 경우 이 시점에서 반사 피해를 먼저 적용받습니다. 그에 개요에서 보았던 영상처럼 내가 먼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반사딜로 인하여 먼저 데미지를 입어 아군이 사망하였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는 반격을 포함하여 일반 공격 전에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면 이 시점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의 피해 반격의 피해 역시 이 시점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 공격 전 스킬과 반사 반격을 모두 적용받고 나서야 최종 결정된 일반 공격의 피해량을 대상에게 적용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일반 공격 후에 공격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공격 후에는 일반 공격 전의 순서들보다는 간단합니다. 반경을 포함하여 일반 공격 받은 후에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면 이 시점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스킬창의 좌측부터 우측 순서로 일반 공격 후 발동되는 스킬들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공격 및 스킬 발동이 끝난 후에 자신 적 전체, 아군 전체 순으로 적용되는 효, 있는 효과, 즉 버프와 디버프 등의 효과를 갱신하고 턴이 다음 순번의 용병에게 넘어가고 행동이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차근히 순서대로 살펴봤지만 아무래도 단숨에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한 예시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코델리아 10강이 있습니다. 이 코델리아의 스킬은 첫 번째 상급 화상, 두 번째 상급 극강의 일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방어 0, 민첩 0 용병을 이 코델리아가 공격했을 때 매턴 화상 피해는 제외하고 총 데미지가 몇일까요? 물론 이 문제는 데미지 계산보다는 공격 순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므로 자 한번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델리아의 경우 일반 공격 전 스킬 반사은 없고 또한 이제 공격하는 용병도 반사반격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일반 공격이 1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반 공격 다음에는 스킬 공격이겠죠? 우선은 스킬 공격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우선 상급 화상이 먼저 들어가게 되어 화상 바피증이 20% 들어갑니다. 그의 다음 스킬인 극강의 일격으로 50, 50% 상급 화상 바피즘으로 인해 추가로 10의 데미지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 데미지는 다음과 같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스킬 공격, 즉 상급 화상이 일반 공격 후에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공격에는 상급 화상 바피증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스킬인 극강의 일격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급 화상이 일반 공격 전에 발동되는 스킬이었다면 일반 공격에도 바피즌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내재 문제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공격 용병은 리델 15강입니다. 계산을 편히 하기 위해서 제 공격력은 100, 치명 확률은 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델 15강은 다음과 같은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격 후에 발동하는 상급 화상과 상급 파괴 강타, 그리고 일반 공격 전에 적용되는 상급 받는 피해량 증가 스킬 그리고 전투 시작 전에 발성하는 상급 기민함 영구 지속 스킬입니다. 자 그럼 리델이 공격하는 용병을 볼까요? 공격하는 용병은 15강 아스트리드입니다. 방어 0과 민첩 0이고요. 계산의 간편화를 위해서 도발은 켜지지 않은 상태고 피해 반사는 켜진 상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공격 순서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요. 이렇게 설정할게요. 자 그럼 리델이 이러한 아스트리드를 공격할 때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투가 시작되면 전투 시작자 스킬이 발동되겠죠. 그래서 리델은 상급 기민함 연구 주속이 아스트리드는 재생 보호막이 발동됩니다. 자 그리고 리델이 공격을 결정하여 준비합니다. 우선 일반 공격의 공격력, 치명 확률, 치명 피해량을 결정하는데요. 치명타는 배제해야 으므로 공격력은 100, 즉 피해량 100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격 전 스킬이 발동되겠죠? 운전 스킬 발동으로 상급 받는 피해량 증가 그에 받는 피해량이 35% 증가합니다. 어, 보호막 제거 같은 경우는 아스트리드의 재생 보호막은 제거가 불가하기 때문에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공격받는 대상 아스트리드의 스쳐 쓴 방어력 바피가 바피증으로 일반 공격 피해량을 결정해야겠죠 자 민첩선 방어력은 0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적용할 거는 재생보호막 하나입니다 자그에 재생보호막 바피감이 마이너스 60% 그리고 아까 리델의 스킬로 바피증이 35%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브더의 정석 2편 딜 감소 계산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해량을 결정한 후에 자 아스트리드의 상급 피해 반격이 켜진 상태로 가정을 했으니까 아스트리드의 반격에 의한 공격이 리델에게 적용이 됩니다. 반격 피해량은 적 공격력의 100% 추가 피이기 때문에 반격 피해량은 100입니다. 자 이렇게 리델이 반격을 막고 나서야 아까 결정되었던 일반 공격 피해량을 아스트리드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아스트리드에게는 공격 후 반격이 없으므로 이거는 패스 그리고는 니델의 일반 공격 후 스킬이 들어가야겠죠. 화상이 왼쪽에 있으므로 화상이 먼저 적용되어 바피증이 한 번 더 적용되고 난 후에 파괴의 강타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파괴의 강타 피해량은 공격력에 250% 추가 피해, 그리고 상급 화상의 바피즌, 그리고 일반 공격 전에 적용되었던 바피즌과 그리고 아스트리드의 재생보호막 감소를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 공격 후 스킬이 적용된 후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이로운 효과와 해로운 효과를 갱신합니다. 그의 아까 걸린 화상 디버프의 턴수가 줄어들면서 화상 피해 데미지는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종료가 되죠. 코델리아와 달리 받는 피해량 증가 스킬이 공격 전 발동 스킬로 있죠. 그래서 일반 공격에도 바피증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순서에서 두 가지 팁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스킬 공격이 적용될 때도 일반 공격과 비슷한 과격으로 적용이 됩니다. 오, 에보니의 무효와 같이 지원가의 지원을 통해 능력 부여로 발동되는 스킬은 용병 스킬이 다 적용되고 능력 부여를 받은 순서대로 발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벨리아스의 해골 버프를 받은 용병을 에보니 버프를 받은 용병이 때려서 죽이게 되면 무효화가 발동되지 않아 해골이 되고 죽이지 못하면 무효화가 마지막에 발동이 되어 해골 버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의 구도정석 3편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